안녕하세요 스포보드입니다. 지난 웨스트햄전에서 손흥민이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Man of the Match를 받았는데요. 이 경기는 새 감독 무리뉴의 데뷔전이라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. 해외 팬들은 이 경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?